나를 믿지 못해서 모두 널 바보로 만들어서 내 눈을 가려버린 채내 귀를 막아버린 채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숨겨왔는가 울지마 내 앞에서 조그맣게 미쳐버려서내 머리와 내 심장도